네, 어, 끌어 들어가. 영재 왜 저기 왜 가는 거야? 영진아, 영진이도 놀고 싶지? 어? 영재 거기 갈 거야? 내려갈 거야? 다시 내려온다. 거기 놀 거 없어, 영제 내려와, 내려와. 어, 조심조심 내려와.